무슨 자기 캐릭터가 캐릭터의 점수가 어느 급인지를 알려주는 사이트라고 어느 다른 개인 유저분이 하나 만, 사이트를 만드셨던것같은데 내가 한번 쳐보려고 정크렛 과연 저크렛 응? 5천점 아니? 금화 평균이 4,330이거든요 나 5천점이야 정크렛 one top? Yeah! 아 힐러 해야 되나? 만이야 13만? 13만을 어떻게? 1.3만이 아니고 13만이라고요? 13만이면 1600에 100을 해도 16만인가? 16,000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16만이네 이거 어떻게 야 이거 게임 어떻게 나 이거 가지고 상위 500에 찍으면 그사람 신이다 저거 마우스 커서 조금만 움직여도 막 픽셀 한 10칸 넘게 뛰는데 저거 게임 어떻게 다 픽셀 skip해버리는데 아이 센서는 감사합니다 상업 들어가자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상대 4명이에요 nice. 그, 그, 감도가 다 컴퓨터 따라 똑같지가 않습니다. 감도를 맞춰도 컴퓨터 따라 감도가 달라지고 그 이거 밑에 그거 있거든요. 그 응답 속도 그거 그거 따라서도 감도가 다 달라져요. 똑같은 수, 수치의 감도라고 해서 실제 감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마우스 패드 따라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이씨 아, 타이어가 안 올라가죠 팔아 조심하시고 팔아 정면에 있어요 재밌겠어 벤지 발사 빠졌고요 어 자리 에너지 좀 채웠습니다 망치 있을 거예요 얘들 파라 반피 얘들 궁각된다 방벽 깨졌고 들어가요 궁 그만 그만 그만 루시오 개피 나이스 이 다음에 뽕솔저 쓰죠 망치 자리하고공 조심 공각 될거에요 얘들 공 다 있음 2층 올라간다 얘들 공각이에요 조심하세요 방벽 깨졌어요 근데 루시우 루시우 거점에 nice. 트레이서 나왔어요 파라 빼고 트레이서 겐트 아나 다운 아나 없어요 상대 아나 없어요 nice 아 그러고 보니까 음성 대화 음량을 제가 0으로 해놨었네요 어쩐지 voice가 안 들리더라 아, 어쩐지 voice가 안 들리더라 <laughs> 아 치유된다 딜러 같은 딜러 만나서 네, 우리 보자 키가 잘해요. 보자기, 보자기. 아, 왜 자꾸 키라 그러지? 아, 나 씨. 소름. <laughs> 다른 분들 다 말하고 있었는데. <laughs> 혼자 다른 분들 마이크 끄고. 네, 어, 나 혼자 씨부리고 있었어요. 어, 어쩐지 안 들리더라고. 보이스를 전파음부터 쓰는데 <laughs> 그만데 아무도 보이스를 안 써. 아, 이상해가지고. 이분 살짝 흐리멍텅하신데. 때 네, 내가 네, 이렇게... 알던 아, 눈쟁이가 아닌데 이거 아나좀 아, 이거 이상한 거 같아 이렇게 게임 엉뚱하지 않은데 네. 많이 달라지셨구만 네. 다른 사람인 거 같은데 다른 사람 아니야? 반발.. 어? 스토킹 하세요 저? 어 잠깐만 어디에요? 어디에 어디에 설치해놨어요? 어디에 설치해놨어? <laughs> 어디에 설치해놨어요 지금? 공격 시작. 휴직아 휴지값 저거 버려야겠다 아 버려야겠다 저거 와나 보고 있었어 와 개소름 아 방송하고 있었어요? 아나 보고 있었어 개소름 아,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적이 있나 봐 아, 그래요? 진짜 정크랩 장애인 하면 다 눈쟁이 눈쟁이 그러던데 그래요? 아닐 거예요 저는 정크랩 평범한 아 이거 다음 패치 때 정크 버프 돼가지고 개꿀이던데 아 궁하고 아, 평타 딜 안 입어요 이제 맞아. 아, 근데 개꿀. 한테안 맞다. 네. 개꿀 아, 뭐 진짜. 뭐 님은 뭐 받아주시겠지? 라인 괴롭히기 너무 좋은. 어 심해 심해 심해. 심해 일단 폭탄 부수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안 보여. 앞에서 다. 아 괜찮아 괜찮아. 저, 저 혼자 살게요. 오오오오 이거 왜 맞아? 판정 판정 개사기 벽 뒤에 있었는데. 호우님 갑시다. 문재인님은 받아주시겠지? 나이스. 어 이거 끊겨야 되는 거 아니야? 벽 뒤로 숨었잖아. 아나 수면총 빠졌어요 일단 가보죠 어 힐벤 오 심했다 심했다 포탑 포탑 포탑 겁나 많아 진짜 포탑 겁나 많아 아 죽는다 heal이 안 들어간다 내 heal이 너무 약하다 나도 자리하고 싶다 자리야 실드 어, 빠졌고 수면총 또 빠졌고 상대 라인 하얀 막 2층에 2층에 로드 더블 피했어 더블 피했어 호그랩 조심하시고 오케이 자리야 다운 라인뽕 라인뽕 라인뽕 라인 채웠어 채웠어 라인 채웠어 냅둬 냅둬 냅둬 더더더 빠을게 더더안 걸려 얘 아내 뒤에 라인 따 심해 내 뒤에 심해 거점 안에 심해 거점 안에 호구궁 거점 호구 거점 네, 이수근 각각길 원래 있는 거 상대 거점도 라인 왔다 라인 거의 두칸 솔저 솔저 사이드 솔졌다 오케이 정면 전부 정면 자리가 공찰 거예요 자리 공차기 전에 조져야 돼아 탱커 3명 남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nice nice. 꼬리 방벽을 쓰면 알았자 라인 개피 괜찮아 괜찮 괜찮아 상대 트레 나왔고 트레 솔저 트레 솔저. 역행 빠졌고 와 nice. nice. 끌려고 어 사마 한개 없다 나 1대 했어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요. 수고하세요. 어, 임무기어 시간 못 먹었다. 35초밖에 안 되는데. 와우, 보자기. 멋있어. 소자 미쳤어. 어, 잠깐만. 오, 막 미쳤어. 막, 그냥. 막, 막, 어, 막, 어, 막. 어. 어. 음, 음, 음. 아, 아, 아, 음. 오, 이 하나, <clears throat> 나 자주. 오, 누가 나 올렸어. 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